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코펜하겐으로 나들이 가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코펜하겐 여행을 잡았습니다 여행까진 아니죠 여기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니까 나들이? 나들이라 칭해도 좋고 여행이라 칭해도 좋은 코펜하겐에서의 반나절 구경 가보실까요? 에어포트역에서 내리니 도시 시끌벅적함이 절 반깁니다. 이야, 역시 1인 1자전거 코펜하겐에 온 게 맞네요. 자전거 반, 사람 반입니다. 평일 오후 3시쯤 코펜하겐 네어포트의 풍경입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한적한 말매에 있다가 도심으로 오니까 시골에서 상경한 시골지처럼 두근두근하네요. 자, 드디어 코펜하겐 맛집이라는 팔루탄 북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예상했던 대로 만원이네요. 한국에서 연습했던 덴마크어도 살짝 들립니다. 북카페 내부를 살펴볼까요? 도심에 있는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테이블 배치가 빽빽합니다. 야, 정말 책이 많네요. 그런데 정작 책 읽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지금 이것도 다 기다리는 줄. 네,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뿌듯해 보이네요. 칼로탄 버거와 칼스 버거 생맥주를 시켰는데요. 일단 감자부터 시식을 해보죠. 아, 다시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음! 감자 짱 맛있다. 오, 소스가 아주 그냥. 오, 대박. 맥주도 한 잔 하고요. 진짜 맛있다. 약간 과일 맛이 나면서도 포가든만큼 강한 과일 맛은 아닌데 칼스버그 생맥주 진짜 맛있어요 강추 맥주 맛을 전한 이후로 저의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팔루탄버거 하나, 칼스버그 500잔 하나 이렇게 한 잔을 먹었는데요. 어, 각각 가격은 버거는 95크론에 그리고 맥주는 40크론에로 총 135크론에 냈고요. 하나로 22,500원이에요. 아, 참 혼자 맛있게 잘 먹네요. 처먹고 싶다. 지금 폴라탄 그커피 아, 카페북에서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이제 해가 조금 저물었네요. 근데 저 약간 취한 것 같아서 <laughs> 아, 니아문에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취하다니 아니 그게 생맥주라서 좀 도수가 강한 것 같아요 변명